you เหลือกับเพื่อนในกลุเพื่อนเยอะไหมอ่ะ Thank you. 싫어요 가만 있어봐라 임마 똥 묻은 거 봐라 이 새끼야 말 아, 뭐. 음, 엄마 아, 싫다네. 아, 어머, 어, 아파라. 어머 이 새끼 안, 아, 안 먹을라 한다 하더라 그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을 잡고 어머 어머 어. 약이 들어가니까 얘가 안 먹을라 하잖아